마지막으로 두피 마사지를 해 떠나지 않지 난 떠나지 마 가는 널볼 수가 없어 뭐죠? 안 할게 안 할게 아빠 머리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우리 선이도 머리 마사지 좋아하거든 우리 설님께 머리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간을 정리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 그리고 옆에를 위를 왼쪽 뒤를 정리 해볼까요?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볼때기를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, 2, 3, 4, 어때요? 제 마사지가 마음에 드시나요? 마지막으로 두피 마사지가 드릴게요 자 вот тут по пальцу темнеет, вот тут три по пальцу темнеет,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Thank you.